학교가 진짜 진짜 많거든요. 학교보다는 여행에 조금 더 <laughs> 치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안 가봤던 유럽을 위주로 봤었고요. 어제 새벽 3시까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겨우 골랐습니다. 독일, 독일,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영국, 영국, 이탈리아,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이 순서대로 썼습니다. 사실 10순위까지 가면 진짜 큰일 난 거거든요. 그래서 10순위까지 <laughs> 오면 안 돼요.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당장 내일 5시까지 지원이 마감되는데 오늘 안에는 무조건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 될 것 같아요. Hum, l e r v e n t i o n e diverses infections e maladies causées. 선박사님, 우주스파스 많이 들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꼭 필요한 정보까지 제안하는 건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이거를 받았는데 배달해주신 기사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제 친구들도 놀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꼬박칩 신상으로 나온 건데 이렇게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세상에나 교신 제기까지 20분 정도 걸리고요. 고정적... Es implacable, Adri. No me gustaría nada tenerte como jefa. Solo... estoy... Lo cierto es que están siendo días muy difíciles para mí. Me alegro mucho por ti y por las chicas. 됐어 제발 제발 제발 아. 됐다 어. 아 미쳤다 진짜 이게 며칠 만이지 이게?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es una preocupación más en tu vida, quiero ser tu apoyo, porque tú siempre lo has sido para mí. Así que si necesitas contarme cualquier cosa, 기본이 안 돼 있어서 하는 거. 너 근데 반응이 왜 이래? 근데 왼쪽 얼굴이 더 괜찮은데 죄다 오른쪽만 나오네. 아 근데 다큐가 반응이 진짜 좋긴 좋나.